7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마대는 김. 종민 황미나 커플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 두 사람의 분량은 지난달 10일 방송된 종미나 제주로 드릿한 이후 나오지 않고 있다. 이일 마지막으로 황미나 김종민 커플이 출연한 방송에 관 심이 모아졌다. 당시 황미나는 흑돼지의 단 부분을 먹는 김종민을 걱정하며 이거 먹으면 안 돼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종민은 나탄거 좋아하는데 맛있던데 고소. 하잖아 라며 계속 먹었다. 황민아는 집게와 가위를 챙겨왔다. 단 거 먹으면 담대. 피는 것보다 더 안 좋대라며 단 부분을 잘라냈다. 손질된 고기를 맛있게 먹던 김종민은 노후에 제주도에 사는 거 어때? 라고 전했다. 그것은 공항에 서서 보트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것은 당신의 왼쪽에 서 있는 것과 같고 그것은 은하 전체와 같습니다. 야생 말을 낳는 것과 같지만 집에는 커다란 대초원이 없습니다. 이에 김종민은 내년엔 포항으로 가자라고 했다. 새해 소망에 대해 황민아는 건강하고 우리 둘 다 아프지 말고 오빠 하는 일, 나 하는 일 다 잘 되고 나쁜 일 없이 무난하게 라고 전했다. 김종민은 부모님 건강하고 라고 하자 황민아는 오다. 도 건강해야 해 애기야 지금 라며 달달한 미소를 지었다. 이 밖에도 앞서 황미나는 트리를 만들고 있는 김종민을 보며 아 콩깍지 씌었나봐. 오빠 그거 하고 있는데 되게 멋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연애의 맛 황미나가 김종민의 모성애가 느껴진다고 고백. 했다 지난 22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 의막 에서는 황미나와 김종민이 궁합을 보러 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날 김종민과 황미나는 1년 공개 연애 선언 후처 음 만나 야외 데이트를 즐겼다. 함께 옷을 쇼핑하고 식사를 하며 오붓한 시간을 보내던 두 사람은 궁합을 보기 위해 점집을 찾았다. 역술가는 황민아는 더 기운이 부족하다고 김종민은 수기운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민 씨 사주에는 여자들이 있다토 기운. 들이 많아서 여자들한테 휘둘릴 수 있는데 종민 씨 만점. 신 잘 차리면 한 여자와 평생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역술가는 두 사람의 궁합은 기본적으로 코드가 맞는다. 며두 사람에게 결혼수가 들어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술가는 두 사람의 똑같이 연애운이 들어온 쌍. 태다 궁합이 맞는 상태에서 대운에서조차 결혼이 안 돼. 면 안 되는 거다. 내년에는 결혼해야 하는 운명이다. 이 정도로 잘 맞는 커플이 별로 없다며 두 사람의 찰떡 같은 궁합에 놀라워했다. 역술가는 황미나가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들 같은 남편, 엄마 같은 부인이라고 두 사람을 정해 했다. 이에 김종민은 황미나가 엄마 같은 면이 있다며 공감했고 황미나는 김종민이 아들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모성애를 느낀 적은 처음이다. 뭘 해주고 싶고 안쓰럽다. 고 고백했다. 영상을 보던 박나래는 내 남자가 안쓰러워 보이면 절대 못 헤어진다고 맞장구 쳤다. 한편 연애에 맞은 사랑을 잊고 지내던 싱글 남자. 스타들이 이상형과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프로그램. 이다. 김종민과 황민아는 100일간의 계약 연애를 마치고 1년간의 공개 연애를 시작해 누리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연애의 맛 김종민이 황미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지난 21일 방송된 TV조선 연애의 맛에서는 김종민. 이 자신의 진심을 털어놨다. 이날 김종민은 황미나와의 만남에 대해 어쨌거나 촬영. 잡힐 때 그때 아니면 볼 시간이 없지 않나 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금 또 생각해보면 미나는 일할 때만 보지 않. 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어미나에게 많은 혼돈이 왔을 것 같다며 미안함을 표했다. 이에 제작진이 김종민 씨는 얘기해서 푸는 성격 아니지. 안나라고 묻자 김종민은 안아서 품으려고 한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것 같다. 내가 화를 안 내고 뭐라고 안 하고 이런 것만이 착한 건 줄 알아. 다 나의 감정을 표현했어야 하는데 스스로 억눌렀던 것 같다. 내 표현을 확실히 해서 헤어지는 게 더 나은 것 같다며 다 아쉬움을 전했다. 시즌 2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9일 결혼식을 올린 이필모. 서수연 커플과 김종민 황미나, 구준여 보지혜, 김정훈, 김진아, 정영주 김성원 등 커플이 하차한다. 다만 고주원 김보미 커플은 시즌 2에도 함께한다. 여섯 주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누리꾼들의 궁금증을 불렀던 김종민 환미나 커플은 마지막 회에 출연의 근황을 전할 예정이다. 연애의 막 관계자는 연애의 막 201이라는 기간을 정해 만남을 갖는 프로그램이었다. 출연자의 결혼과 화제성으로 예정보다 길어진 상태로 시즌 종료를 맞게 됐다. 하차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덧 붙였다. 김종민 환미나 커플의 하차에 누리꾼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종민아 커플이라 불리며 누리꾼들의 지지와 응원, 을한 몸에 받아왔던 커플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연애의 맛에서 100일간의 계약 연애를 마치고 1년간의 공개 연애로 만남을 이어가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이후 방송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 아결별설, 하차설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황민아는 SNS를 통해 근황을 공개하기도 했지만 하차 소식과 함께 SNS를 비공개로 전환해 누리꾼들의 아쉬움과 궁금증을 더했다. 누리꾼들은 좋아하던 커플이었는데 아쉽네요. 갑작스. 러운 느낌. 마지막 방송 출연하고 하차란 이종. 미나 커플 정말 좋아했는데 아쉽지만 종미나 커플 너무 예뻤어요. 필연 커플처럼 잘 되길. 바랐는데 아쉽네요. 종미나 커플 많이 보고 싶을 거. 예욕, 목요일 밤마다 기다렸는데 너무 아쉽다. 이렇게 갑자기 시즌 1이 끝난다고. 말도 안 돼. 두. 사람 모습 보기 좋았는데. 이제 못 보내요. 잘 되길 바랐는데 괜히 제가 속. 상하네요 등 아쉬움 섞인 목소리를 냈다.